Love Yourself는 제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평생 알아가고 또 실천해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앨범 작업을 하면서 사랑, 러브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요.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수 이소라 선배님의 t r a 트랙 3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어, 그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계속 생각났어요. Love is always part of 네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사랑은 언제나 나의 일부분이라는 그런 가사가 가장 많이 와닿고 있는 네, 사랑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새해, 새해 보면 아홉 곡이 좀 넘는 그런 신곡들이 새로 수록이 됐죠 근데 이제 이 신곡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판단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어 그건 이제 들어주신 분들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그냥 이 음악들이 이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께 그냥 스쳐갈 음악이라기보다는 그 곁에 오래 좀 남는 그런 곡이 한 곡이라도 더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앨범에는 그냥 이런 얘기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전부 다 부족하고 아마도 여생 동안 영원히 그렇겠지만 서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Love yourself, love myself